제 바지가 다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왔죠? 와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왔습니다. 한동안 음. 일하고 음. 다이어트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이렇게 음.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저도 좀 어색한데 그래서 얼마를 뺐냐? 두 달에 12kg를 뺐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감량을 성공한 거는 이번이 진짜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량하면서 했던 식단, 운동, 습관, 보조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식단 다이어트 하면서 여러분 식단이 진짜 거의 80% 정도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 식단은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그런 식단이에요 저는 좀 큰 틀로 나누어서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딸에는 닭가슴살 100g, 탄수화물 100에서 120g, 그 다음에 야채 이렇게 3끼를 먹었어요 닭가슴살, 소고기, 부채살, 등심, 연어, 두부, 계란 뭐 이런 식으로 단백질 구성을 계속 바꿔주면서 질리지 않게 먹었고요. 탄수화물도 고구마, 현미밥, 아니면 곤약밥, 곤약, 현미밥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도 계속 계속 바꿔주고 아 나 오늘 너무 힘든데 하는 날은 그냥 쌀밥을 먹었습니다. 대신에 탄수화물은 120g을 넘지 않았어요. 첫 달에는. 두 번째 달에는 이 전이랑 똑같은데 아침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양배추, 사과 하나, 계란 두 개 이렇게 먹어줬어요 아침에 정말 은근히 든든하면서 속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아침은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시쯤에는 아몬드 열알 정도를 먹어줬어요. 가끔씩 이제 외식할 날이 생기잖아요. 외식할 때는 샌드위치, 마마스 리코타 샐러드, 아니면 슬로우 캘리 부채살 스테이크 볼 얘네들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외식을 했고 술도 여러분 제가 두 달 동안 딱 두번 먹었습니다, 술을. 식단은 여러분 솔직히 진짜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먹어줬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운동. 저는 운동도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운동을 안 하고 살을 빼면 은 뭔가 그 탄탄한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운동도 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운동은 PT를 받았고요. PT는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개인 운동을 했는데 개인 운동할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해줬어요. 그래서 홈트를 할 경우에는 1시간 그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다 하면은 근력 운동 30분 그 다음에 유산소 1시간 정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PT 포함해서 주 6일을 운동을 하고 하루는 쉬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켰던 습관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주 술만큼은 진짜 끊었어요 저는 술을 먹으면 어, 음식을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술을 아예 끊었고요 두 달 중에 술 딱 두 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으로 치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것질을 거의 안 했어요. 만약에 정말 군것질을 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무설탕 캔디 아니면 뭐 제로 차 단백질 초코빵 이런 것들을 먹어줬어요. 단 음료수, 뭐 라떼, 그때 제로 콜라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꿀팁인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사우나를 갔어요. 반신욕도 하고 사우나 땀도 빼고 이런 식으로 좀 혈액순환이 되게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사우나를 갔습니다. 근데 집에 저는 욕조가 없어가지고 간 건데 욕조가 집에 있는 분들은 그냥 반신욕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사우나를 가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이오리듬이 깨지지 않게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원래는 한 2, 3시에 자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12시에서 1시 안에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날 수 있도록 바이오리듬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또 중요한데 저는 모든 식사를 6시 이전에 끝냈어요. 제가 다이어트 초반에는 한 8시까지도 저녁을 먹었었어요. 근데 좀 더디게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6시 이전에 끝내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살 빠지는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보조제는 총 4가지를 먹었는데요. 제품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 제품 여러분 이 빨간물 많이 보셨죠? 제가 이거를 진짜 운동할 때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일단 장점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거 땡기거나 수분 보충해주는 용도로도 얘를 되게 많이 먹어줬고 그러니까 이게 달달해요.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당 충전이 되니까 운동할 때 더 힘이 나더라고요. 다음으로 꾸준히 먹었던 제품은 요겁니다. 콜레올로지 컷.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전부터 정말 많이 봐서 되게 친숙한 제품이었는데 두 알만 먹으면 돼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막 홈페이지에서 봤거든요. 근데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뭐가 되게 좋은 게 많아요. 피로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뭐 에너지 생성 막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몸살이 안 났어요. 제가 원래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몸살 한 번 나거든요. 근데 이번은 두 달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도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 바로 이 조합입니다. 톡스버닝 조합인데요. 좀 필살템으로 쓰자 하면서 얘네를 아껴놓고 있다가 언제 먹었냐면 생리 전주에 먹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생리 일주일 전 있죠. 온몸이 다 붓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간에는 살이 쭉 똑같거나 아니면 살이 오히려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네를 한번 먹어봤는데 체중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쭈쭈쭈쭉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더라도 얘네를 먹으면서 이제 같이 식단 운동 병행하니까 제 평상시에 그 생리 일주일 전과는 다르게 살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섭취를 했냐면 이톡스올로지이 제품을 아침에 공복에 하나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얘를 하나 더 먹고 그다음에 요거까지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단기 다이어트 좀 빡세게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생리 전 일주일 때 몸이 너무 붓는 그런 기간 그럴 때 활용을 해보시거나 다이어트 정책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요거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했던 방법들하고 보조제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더 아가리 다이어터였거든요. <laughs> 지금 무게까지 감량을 한 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꼭 하고 싶네요. <laughs> 아 진짜 이거 할 수 있나? 라고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근데 바른 헬스장 이미 가고 있어 바른 홈트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다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